mm. Wow. 떡볶이. 괜찮아? 46,000. 46,000. 떡볶이. 한번 사봐. 응. 여기다 짜장면. 13,000동이야. cái cái máy ảnh của mình đã hấp hối luôn cho nên là không có quay được thêm để bây giờ tụi mình về nhà nấu tóc khuya ăn khuya cái này là ăn khuya đêm 10 giờ rồi đây 아 맛있겠다 고추장 좀 넣어 왜 눈을 넣을까 말까? 누가 뭐해 먹어. 야, 오빠 다시 찍어줘. 심하게. 응? 오빠 다시 찍어주세요. 아. 알겠어요. 오빠 뭐 해? 공주 떡볶이 만들어줘. No, 리안 먹어. 아 그래 오빠 혼자 먹어? 리가 떵떵이 리 이제 다이어트 그 몰라? 오빠 혼자 먹어. 혼자 먹을 거야? 응. 혼자 먹어. 알았어. 리 주지 마 알았지? 응, 오빠 혼자 먹을게. 음. 아이 커야지. 1 1 g 이제 몇시 알아? 몰라. 11시 노. No. 몇십 판 남아? 오빠 빵 많이 먹었어 <laughs> 왜 배고파 맥주 한잔 먹어야겠다 네 맥주 한잔 먹어가 아, 좋더라 짠 야, 리루 리루 리루 리루로 라로? 응. 뭔가 또 로컬리스타잖아 <laughs> 알았어 러커 스타일 여기다 면을 넣을까 말까 끓일 때 하던 거야 끓이겠어 그래? 많이? 조금? 음. 이거 치즈라서 조금 치즈 맛이 có cheese nữa 맛있겠다 리가 리빙룸 기다리 이게 안 먹으려나? 그냥 기다리 오빠 같이 놀아 음. Mấy hôm nay ở nhà chán vậy mà Không biết đi đâu làm chi hết Ngồi coi tivi Coi phim Đây, Đây là góc lười biếng Đó Thực sự là mấy hôm nay cũng lười edit video dạ mà Kiểu không biết uh, nội dung gì để làm hết Thật là loser ừ. 오빠 빨리 배고파 pray Có mua cái gì nè ở trên Lazada dễ thương dã man Trời ơi có hình vỏ dâu nè Còn xanh xanh xanh xanh nữa chứ đúng màu luôn luôn Mình mở tự đắt Một cái dĩa này chắc cũng gần trăm ngàn Không nhận mắt thiệt Mắc quá <laughs> Con mắc quá tôi đầy ớt gì nữa nha. Tóc cookie nè, khoai lang nè. Không sao, có khoai lang cho nên được tính là đồ ăn healthy. 됐어? Ừ. 마이크 안 돼도 되겠어? 똥똥이 때문에 그렇지 짱! 그 밑에서 먹어 와 맥주 따라 먹어 진짜 맛있어 그치? 그 밑에서 먹어 음 smells so good <laughs> 음. 와. 그 헬시 푸드 아니야? 음. 진짜 맛있어 자기야 뻥치지 마. 진짜 아 진짜 왜 거짓말해? 음 베지터블 그 누들 와, 떡볶이보다 이거 더 맛있어 진짜 음 그뻥 아니야 진짜. 아 솔직히 말해. 진짜 훨씬 맛있어 와 이거 그냥 이 코양 박허이가 뭐니? 음. 야안 매버렸냐? 왜 그렇게 막 진짜 맛있냐? 어? Tell me. Wow, if I open the restaurant itself, how to how to the restaurant? 忘记了。 여기 좀 보자 베이터분도 좀 먹어 어? 아나 아, 토마토 안 먹어 알았어 요거 딱 먹어 안 나가 <laughs> 와 맛있다 맛있다 아나 아, 토마토 안 먹어 알다 아, 알만 토마토 안 먹어 야 토마토 먹어야지 니세트해죠 응? 토마토 안 먹으려고 여기 좀 빼놨지 이만큼만 먹어. 만큼만 먹어 그만. 요, 여기 요, 요, 요만, 요만큼만 먹어 지 아. 면도 더 줄까? 요거 좀더 줄까? 음, 막 먹어야지. 요거 요거 요거 요거 베이스하고. 야 오빠 먹어지가 어디 면이 없는데. <laughs> 언니도 토마 미안. 멜랑지 이건 또 먹자. 응? 내일 점심. 딴 것도 먹어. 음, 이거가 맛있다. 딴 거도 먹어. 뭐? 얘기해봐. 이거가 인더 뜻만은 진짜 제일 뻥치지 마라. 진짜 아니 뜻만 아니야. 이, 이, 2020년. Shut up! 아, 왜 카메라 삐뚤어졌냐? 아, 이거가 이렇게 있잖아. 맞아. 네. 오빠, 오빠가 먹자. 짜증. 끝나?